쇼핑카트 안에 서서 장난을 치거나 어린이가 쇼핑카트를 밀고 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을 지키고 안전사고가 뭐야? 안전사고 안전한 사고야? 안전하지 않은 사고가 안전사고지 안전한 사고가 어딨어? 안전한 사고 아니야? 아니야

Thank you.